지방 교체가 많지 않거나 어느 특정 부위만 튀어나오거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없잖아요 네. 엄청 좋아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레아트상외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군살이라고 하죠. 소 부위에 찐 살은 정말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위에 뭐 어, 지방 흡입이나 주사 시술을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아무래도 뭐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특정 부위의 분사를 빼기는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원하는 라인을 얻기도 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지방 흡입이 있겠고요. 지방 분해 주사도 하고 있어요.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미니 지방 흡입이나 주사기로 살짝 꽂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니라는 게 용량이 뭐 적거나 부분적인 흡입을 원하는 경우에 지방 흡입에 붙는 명칭이고요. 우리 병원도 용량이나 뭐 부위별로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용량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짧은 수술 시간으로 인해서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통증과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압박복 착용은 짧은 기간에 끝내거나 착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허트 햄버릭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일부 라인 개선이 잘 안 돼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 분해주사 시술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밸런스 주사 네 밸런스 주사 맞죠? 우선 지방 분해주사는 지방을 분해주고 지방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부분적인 체형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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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는 날씬한데 부분적으로 뭐팔 네. 바깥에 뭐 전체적으로 왜 방치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이 뭐 없잖아요 엄청 좋아하시네 네 지방 분해 수소만 맞는다고 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지는 않은데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흔히 뭐 하는 얘기지만 체중 감량, 운동, 부분적인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될 거고요 역시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 기승전 관리 지방비비나 지방기능소나 관리가 네. 일단 무조건 혹시 살이 단단하게 뭉쳐서 라인을 만들기 어려운 부위나 유착으로 울퉁불퉁해진 부위에도 주사 시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분해 주사는 뭉친 부위를 좀 풀어주거나 일부 튀어나온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지방 흡입 수술하고 나서 뭉친 부분에도 효과가 좀 있을까? 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살성이 좀 이렇게 단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네. 막 했다가 다시 쪘다 했다 쪘다 해서 좀 지방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네, 네, 그런 분들도 주사가 괜찮을까요? 너무 범위가 넓지 않으면 아. 특정 부에만 이렇게 좀 뭉쳐있다고 하면 분해주사도 시도도 괜찮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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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약물의 안전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고 안전한 시술도 너무 많은 양이라 자주 맞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땐 수술, 이럴 땐 시술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개선이나 대용량으로 원할 경우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체형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권하는 편이고요. 부분적인 변화 그리고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랄지 이런 수술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네요, 다니까. 네, 하이브리드. 오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아트 상의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